네 여기는 드렁크데이첫 음악방송인 엠카운트당현장입니다 요즘 진짜 고등학교 고등학생 된 것 같아 제가 요즘에 진짜 교, 복을 너무 입어가지고 학교를 1교시부터 6교시까지 다니고 싶어요 썸네일을 위한 네. 썸네일을 위한 썸네일을 위한 썸네일 쟁탄전 이름하여 썸썸썸 여기 오면 난 MC가 생각나 아주 그, 아, 그 MC 조금만 기다려 그러니까 그건 다른데 아 그거 다른 거구나 제가 이제 MC를 할 수 있을까요? Drunk-Dazed 처음 이제 음방인데 어 그래도 저번 컴백쇼에서 무대를 한번 해봐가지고 자연스럽게 잘 연습한 대로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좀 긴장돼요 지금 앵커 같은 잘 해야 돼요 엠넷이기 때문에 잘해야 돼요 저기 안 넣어줘 어디 여기 네 셔츠 왼쪽으로 됐어 들어 들어 네 조금 긴장되지만 그래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M카 아, 아, 아, 무대가 되게 잘 나온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음, 음, 음, M카도 한번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열심히 해서 잘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한 마디 더 했어요 오케이 나폴스의 사전 녹화를 해봅니다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반응 보니까 나폴스일도 막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러시는 분들 되게 많았는데 같이 이제 활동하니까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 폴세일은 그래도 조금 더 가볍고 뭔가 살짝 청량한 베이스를 깔고 가면서도 막상 너무 귀엽지 않고 살짝 멋있음도 조금 이렇게 섞인 뭔가 그런 혼란의 그런 결과물이 나폴세일다 그래서 뭔가 드렁큰에이즈는 이제 아, 막 아, 만나 나 도취됐어 막 파티를 즐길 거야 막 이런 느낌이라면서 나폴세일은 음, 그대로만 해버려 막 세무로는 너를 구할 수 없는데 난 너랑 막 사랑을 하고 싶다 이러면서 막 주고받게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또 엔지분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You're not, you're not for sale o You're not for sale w 화이팅! 화이팅! 이어설 겸 녹화하고 오겠습니다 야, 네, 선아 일로 와 네. 뭐라 해야 되지? 렛츠고 뭐, 그게 하나 둘셋 Let's go 네 저희가 이렇게 첫 음반 나풀세를 마쳤는데요 <laughs> 일단 이렇게 또 오랜만에 선 무대라 굉장히 좋았고 아, 너무 좋았어요 네 앞으로 많이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보더 카니발의 첫 번째 음악 M 카운트와 함께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저, 저 음악 방송을 잘 네, 끝낸 것 같아요 음, 앞으로 음악 방송도 되게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활동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Let's go! Let's go! 긴장은 뭐 저번에도 했기 때문에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오늘 인가 무대가 기대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인가에서 이제 처음으로 인터뷰도 가는데 저는 오늘 못하게 멘트보다는 막 표정 연기 보여주고 이러는 거라 네, 솔직히 오히려 더 부담이면 부담이고 부담이 아니라면 부담이 아닌데 혼란스럽고 막 도치된 그런 걸 표현해야 돼 제가 생각한 거는 제 파트 중에 이제 데이브드 포탈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네 뭔가 이런 이런 느낌으로 좀 하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꿨어요 어 오늘 무대도 파이팅해서 정말 잘해보겠습니다 끝나고 팬사인 두 번째 갔는데 이제 첫 번째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진짜 떨렸는데 솔직히 너무 재밌었어요 약간 생각보다 많이 긴장도 안 됐고 약간 그냥 너무 신기했고 재밌었어요 근데 하기 전에는 진짜 떨었어요 근데 이제는 안 떨릴 건데 한 칸씩 나눠져 있잖아요 그게 좀 아쉬워요 네, 지금 머리가 머리를 볶았습니다 저번에 그 크리스마스 연미인 때처럼 머리를 해봤습니다 나이스. 이거, 이거 좀 잘해야 돼.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모범생 같은 사실 제가 무대에서 안경 처음 써보는 거아가지고 많은 엔진분들께서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뭐 오늘, 오늘도 제가 엔딩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컨셉에 녹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이제 기본입니다 혼자 어색해하지 않은 걸좀 많이 연습해볼게요 아직 많이 어색한 <laughs> 지금 봐도 돼요 괜찮아요 볼까?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봐요 그리고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할까요? 아 너무 누가 정원이? 정원 이렇게 이 해야 돼. 이런 모양이 아니고 약간 이런 모양이 정원이가 몇명이에 아홉 명. 올라가면은 시선이 돌아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외운거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정말 멋있는 포즈 될수 있고요.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아 그럼요 아, 할만한 무대 포인트가 정말 많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 타이틀 정데이즈는 제가 해 무가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제 포인트 안무인 최면대 그리고 이제 소번이 대에서 또 눈여겨 봐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렇구만 네 저는 해 그럼 말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할 거는 그 무비 선거니 했고 난이도 볼건데 어떤 저희가 멋진 퍼포먼스 드렸어요. 완전히 요 좋습니다. 이따 무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9 현명세요. 멀리던 노래라고 는데 엔하이픈 꼭 봐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 분노가 붙이는 표정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갑자기 마시 받고 있는 신곡분을 보여드려요. 네, 저희 사이트로 구형 스테이지는 이제 저희 화려한 카니발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로킹한 느낌이 나는 팝록 장르의 곡입니다. Stay, stay, stay. Stay, stay, stay. 무슨 빛선 거니? 무슨 빛선 거니? 곡포먼스가 대박이 나뉘더라고 하던데 연습하면서 어떤 생각 하셨어요? 뮤직 스타 줄알았는안 줬네 아쉽네 좀 원래 이런 자리에서는 놀림거리가 하나 좀생겨야좀 재밌는데 아좀 떨리네 어? 형 제가 우리 구리 뒤로 까먹고 제가 NIP 네 저희 타이틀곡 이렇게 했는데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뭐, 우리 그룹 이름 까먹을 수도 있지. <laughs> 나도 제 까먹고 제가 따로 다른 거 말고. 영상 있어요. 나 혹시나 절줄 알고 내가 찍어놨어. 나도 가끔. 모니터링용이 아니라 놀릴용으로 찍어놨네. 괜찮았냐 근데? 아쉬웠네. 괜찮았어? 진짜요? 저는 괜찮아 너무 잘해서 아쉬웠어. 나 순간 당해가지고 뇌정지 와가지고. 아, 네 여기. 몇 찍었어? <laughs> 제가 웬일로 이런 걸 찍는 거야? 긴장만 내가 할래. 아 진짜 지난 거 지난 거니까 막 NI 팬이라고 NI 팬 NI 펀 NI 펀와 NI 펀 아카데미 이거 뭐야 수 없는 것들을 가르쳐 너 사람 구할 수 없는 것들을 가르쳐 너 이런 아, 말썽 그러기 천방지축 사춘기 천방지축 어리둥절 빙글빙글 돌아가는 느끼해 아, 언제나 니키 하루를 이렇게 넣어줄 수 있는 거야 하루도 말썽한 분이면 못 살아 아 머리카락이 조금 아쉽네요 아, 좀더 가렸으면 이게 아니 좀더 안 가렸으면 하루도 긴장 많이 했는데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팬 사인회를 하러 갑니다 이제 또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대면 팬사인데 이제 저번에 막 얘기 들었을 때 요번에 또 오신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로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정 기대가 되고 요번에 되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엄청 재밌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이따 봐요 별탈 없이 끝났고 그리고 이제 멘트도 양합 동안 해가지고 아쉽네요 한 주를 이제 잘 마무리했으니까 다음 주 음방 써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데요 인기 가요 아니면 인기 가세요? <laughs> 벌써 음방 첫 주를 벌써 끝냈고요 내일부터 이제 다시 두 번째 주 시작합니다 와,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해야죠 어, 근데 시간 진짜 빨리 갔네 일주일 됐어 근데 이 영상이 언제 올라와? 활동 끝나자마자면은 한 6월 되나? 그러면은 Fever 이게 어 그러네 Fever 여러분 4주차 때부터 피버합니다 저 와. 지금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해요 근질근질 아, 진짜 오늘까지 해서 이번 주 음악 방송 정말 잘 마무리한 것 같고요 다음 주음악도 정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팬사인으로 갑니다 네 무대 잘했습니다 팬사인에서 만나요 안녕